안녕띠입니다 안녕 제가 진짜 진짜 cat wheel이 너무 아,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저에게도 cat wheel이 생겼습니다 진짜 cat wheel 갖고 싶었는데 cat wheel이 생겼습니다 벌써 이 정세기가 탐색을 하고 계세요 스윗캣 얼마 전에 와디즈에서 대란났던 그 cat wheel 좋은 기회가 생겨서 얻게 되었어요 우리 정색이랑 같이 조립을 하고 며칠 적응기를 가진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사용 후기를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고!